Thank you. 어, IT 취업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어, HTML과 CSS, JavaScript에 대해서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코리아에 오셔서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잡코리아의 채용 정보에 보시면 지역별로도 조회가 가능하고요. 직무별, 산업별로, 어, 회사별로 조회가 가능한데 저희는 직무별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직무별로 보시면 경영사무, 마케팅, IT, 디자인, 무역, 영업, 서비스, 연구직, 생산, 교육, 건설, 의료 등 이렇게 어, 대, 대분류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IT 인터넷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웹 프로그래머는 3,900명, 거의 4,000명의 어, 구인이 되고 있고요. 응용 프로그램 쪽도 4.6 정도 구인을 하고 있고요. 시스템, DBA, 네트워크, 웹 기획 마케팅, 컨텐츠, HTML publishing, UI 개발, 웹 디자인, QA, 게임, ERP, IT 강사, 영상, 빅데이터, 하드웨어 등 이렇게 중분류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HTML하고 CSS, JavaScript 쪽은 주로 어, publishing UI 개발, UI 개발 부분의 개발자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 HTML과 CSS, 그 다음에 JavaScript를 아시면은 여기를 지원을 하셔서 어, 하실 수 있고 처음에 웹 프로그램 쪽으로 원하시는 분은 UI 쪽 클라이언트 쪽 개발 쪽을 먼저 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또는 QA 테스트라든지 그걸 하시더라도 웹마스터나 어, 뭐 검증, 테스터 어, 이런 쪽에 근무를 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HTML, CSS, JavaScript는 아셔야 근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웹 프로그램을 하시더라도 어, HTML이 나오죠. XML, VRML, WML 어, 이렇게 해서 어, 웹 프로그램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어, 이렇게 HTML, CSS, JavaScript를 알아야 한다, 알아야 어, 근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웹 프로그램 쪽으로 근무를 원하시는 분은 어, HTML이나 CSS, JavaScript를 먼저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